안녕 앙팡이 포추 정세기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아씨 또냄새나 오늘은 바른 펫 피트니스 로봇 후기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와디즈에서 대란 났던 제품 이게 인공지능 자동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 행동을 분석해서 뭐 경로도 바뀌고 간식도 원하는 시간에 뱉어내고 이런 기능을 하는 장난감입니다. 집에 혼자 있는 애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봤는데요. 이 기계에 넣을 수 있는 그 간식 트릿이 따로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정색이 택배 오자마자 다 뜯어가지고 내가 지금 소매에 숨겨놔가지고 애가 이렇게 나를 치는 빵꾸난 거 봐. 이거 지금 새 거 뜯지도 않아서 지금 다 빵꾸냈어. 이거 원래 하나씩 먹는 거야. 일단 이거 손에 또 숨기고 기계는 생각보다 크네요 이 아이폰 8 플러스 기준이 이만합니다 작진 않아요 꽤 크네요 저는 이런 약간 스마트 장난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간식을 뱉어내나 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너 너 강아지야? 이런 거 강아지들이 먹는 좋아하는 간식인데 아! 아이씨! 아이씨! 아! 제발 제발 go away 제발 제발 go away 아, 제발 아 제발 제발 제 가족에 이렇게 간식을 넣었어요 너이좀 이다 나랑 싸우자 알았어? 이렇게 넣고 어, 어떻게 잠가는 거야? 전원을 온! 어! 소리 들었어요? 놀랐지? 솔직히 이 모양만 봤을 때는 고양이는 별로 반응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이 고양이 장난감이 있는 걸 보고 바로 질렀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끼우는지 모르겠다 이렇 끝나 세팅이 끝났습니다 어플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Bye.